안녕하세요 1분 리뷰하는 뷰리입니다. 오늘 제품은 좋은 향기가 폴폴 나는 베리군 네일의 핸드바디 로션입니다 베리군 네일의 핸드바디 로션은 어썸피치와 블루마인드 두 가지 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핑크색 통에 담긴 어썸피치는 사랑에 빠진 듯한 로맨틱한 향기로 은은하게 오래가는 설렘주의 향기입니다 파란색 통에 담긴 블루마인드는 기분까지 refresh하게 만들어줄 감각적인 향으로 은은하게 오래가는 산뜻한 싱그러움의 향입니다 용량은 500ml로 넉넉한 용량! 그리고 로션을 바르는 순간 끈적임 없이 산뜻한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손끝부터 발끝까지 모이스처 케어가 가능한 all over 로션으로 온몸을 촥촥 발라줄 수 있습니다. 아참! 지금 서하생 쇼핑몰에서는 one plus one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교차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얼른 구경오세요. 낱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페리군 네일 핸드바디 로션을 사라산 홈페이지에서 얼른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1분 리뷰하는 뷰리였습니다. 그럼 안녕!